Música Mm-hmm.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연어 보고 나 기겁할 뻔했네 누구야? 누가 연어 시켰어? <laughs> 누가 기사 안 봐? ako, jak się, jak się wam podobał mój tato i moja koreańska mama. Super, no, bardzo nam się podobałeś. Że miło poznać. Miło poznać. 되게 귀엽게 생겼다. 포실포실 예뻐. 뭐 이렇게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뽀개는 거 보이잖아. Gracias. 최대한 듣게 줘봐 Mm-hmm.